brand new. 잘하면 뭐해 결국 가요랩 그래 brand new 어차피 brand new 너네 아직 애그 같은 말 n 관심 우린 계속 brand new uh, yeah still 여전하지 금요일 밤 11시 난안 나와 I'm 작업실 완성된 EP 13 to 16 의도치 않게 길주민다 래퍼들 싸그리 주변에 지치열해지겠네 노숙자리 uh, yeah we still 여전하지 매니저 형들은 운전대 놓지 못해 돈은 벌지 사실 지금 나랑 관계없는 얘기 인연의 공백은 행사업체에서 난 있기엔 충분한 시간이었으니 but yeah I'm still 여전하지 구타운 그 웬마 친구들 다 그라땜 빵 열심히 하길 8월부터 내 business Best best damn says guess peace rest a n e a c e 았어 짜죠 한번더 rest and peace Double E on fire 김포겟 하여 우리가 사는 동네와 변해가는 내 크루발 자친 라이어 거짓말 같은 속도 내 또래 래퍼들은 다녀 하이모 내게 프라임보 과이모 그리고 마이노스 and 라이머 I'm virus and 발라도 빨라도 너무 빨라 이너 나는 아빠도 이제 날 부를 땐 다이아몬드 자신에 대한 믿음 내 헤이러들의 미움 놈들의 내게 병을 기증했다면은 아마 현기증 이런 비유 wow. 내 두뇌는 여기서 증명을 할 거야 bro 내 친구는 가끔 내게 내 기분을 bro 언더부터 시작 안 한 거 욕먹은 거 그래 이만의 기분을 말해줄게 앞뒤야 마저도 모히또에서 몰드 이해되냐 누리면서 여기 몰래 생각이 많아 또래들과 다른 고민 근데 방송만 달라서 영리하게 해결 oh shit 대한 예감은 역시 틀린 적이 없네 마냥 복선이었다면 그때는 대체 언제 마냥 좋아 걷다 보니 결국 여기까지 왔네 많은 것을 놓치고 또 많이 잃은 상태 언제부터 잘못된 길을 밟은 걸까 한참 돌아보니 아마 내가 태어난 날 난 아버지의 아들로 김구라 아들로 만약 김현동의 아들이었담 친구들과 같았을까 yeah. 걱정은 마난 보다시피 내 거 하고 있어 이게 멋있는 거 알고 있어 요즘 나를 동정하는 사람 많이 봐 그 시선들이 행복해 난 아직 앤가 봐 난 아직 어려 근데 모두 내가 크기만 바래 난 아직 어려 내가 하고 싶은 건데 왜 안돼난 성공만 성공만 바라면서 매일을 살고 있잖아 성공만 성공한 성공하면 모든 게 조용해질까 충분히 예뻐 그런 남자 때문에 상처받아 울기에 너 너무 아름다운 girl yeah. 고개 들어봐 화장이 이게 뭐야 그 손 내려봐 또 울었니 설마 몇 번을 말했어 그 남잔 아니라고 걔랑 만난 후로 너 잠깐만이라도 행복하다 생각한 적 있니? 그는널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니 그 사람에게 넌 단지 장식품 관심도 없겠지 네 감정 네 상처와 네꿈 그런 남자에게 네가 아까워 매일 눈물 흘리기에 넌 너무 아름다워 넌 사랑받아야 돼 그럴 자격 있어 널 소중하게 대할 남자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주머니 예뻐 뭐 그런 남자 때문에 상처받아 울기에 너 너무 아름다운 girl 내가 그에게서 벗어나게 해줄게 네 아름다운 두 눈에서 눈물 마르게 해줄게 oh, girl. 충분히 예뻐 넌 girl You deserve better love girl 충분히 예뻐 넌 girl You deserve better love, girl. 이 밤은 길지 않을 걸 알면서도 비가 와 말도 꺼내지 않을 거라면서 음, 비가 와 이렇게 될 것까진 아니었는데 비가 와 그닥 기억하고 싶지는 않아 음, 어, 어. 말라가는 꿈을 위해 짧은 건배를 더 의미해 Oh you know I know you know I know 대체 알긴 네가 뭘 알아 멈추진 마라 till the morning 어제까지도 이러지 않았을 거짓말들을 늘어놓네 아 잠깐 기다려봐 내 말을 Ooh, just feel so sad inside 오늘을 접어둔 채 잠에 드네 seems like lonely needs 널 따다만 내 거로 만들고 싶던 겨울밤 중문 도로에 불빛 따라 걸어 더러 손가락에다 감정 넘어 매쾌한 밤 공기 노태 담 공기 들이듯 쓰다 지우다 쓰다 지우다 지칠 땐 눈을 감던 기어 1800만 년 갈시라고 믿게 한 건 내 만년 필에 붙은 쓰름한 테스의 망령 어. 눈 내린 광화문의 문내내 눈맨 그때 어땠었냐고 웃네 비겁하게 난사하다 짐했던 곳 그때 내게 랩한 곳 젊음의 통곡들을 모아 뱉는 스피커 삐걱삐걱 기껏 10년 쓰고 변한 난 고장난 스피커 신호대기 증인 차 창문 너머 보이는 너 무심코 인사 건넸지만 아차 우리는 헤어진 사이 딱 2초간 멍하니 쳐다보다 시선을 돌린다 추스린다 는 놀란 맘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본다 막 근데 있잖아 너도 나보고 그 자리에 바위가 된 듯 굳은 채 가만히 있네 정리하기로 결심했던 내 맘이 왜 휩쓸리고 흔들리고 날못 살게 하는데 신호바 귀네 이제 나 출발해야 돼 지나갈게 잘가 너 잘 지내야 돼 좋아 네. 보여 잘 지내나 봐 헤어스타일도 바꿔내 역시 태가 나 예쁜 얼굴이니 뭐래도 어울리지 정말로 걱정 많이 했어 나 솔직히 아플까봐 힘이 들까봐 나보다 훨씬 많이 슬플까봐 근데 좋아 보여 내가 바보였나 봐 시작이 좋아 예, 예. 조용한 바닷가 내게 봐새 소망도 빌었어 한동안 날 괴롭히던 지독한 감기도 다 나았어 느낌이 좋아 느낌이 좋아 복사하기 붙여넣기 쏟아지겠지 1년에 서너 번씩 볼까 말까 한 지인들의 단체 문자 요새는 잘 읽지도 않네 그냥 비행기 모드로 왜 나 조용히 있고파 <laughs> 떠들썩한 파티 분위기보다 이런 거 원했어 아만에 친한 친구들은 숙취와 싸우고 있겠지 또 누구는 소중한 누군가와 아침 햇살을 맞이하겠지 Must be nice huh? 조용한 겨울바다 난 이게 좋아 그래서 혼자 여기 와있어 시작이 좋아 조용한 바닷가에 홀로 와 새 소망도 빌었어 한동안 날 괴롭히던 지독한 감기도 다 나았어 느낌이 좋아 느낌이 좋아 다르지 그냥 솔직히 말할게 baby I think I'm in love 자꾸 기분이 거 girlfriend 왜냐면 드디어 만났거든 girlfriend 이 노래를 듣고 꺼져 ex-girlfriends Don't call me 그녀가 불안해하잖아 What you want from me 이유는 간단해 Cause she got something for me 너와는 달라 달라 달라 말 못했지만 넌 번식을 바라고 그녀는 맘쓰기 바래 I said it 비교해서 미안 그녀 함께하다 너와 놀면 하품이나 연인 So what? 날 위해 그녀를 위해 너는 block block block Boy I'm kinda new to this 어떻게 말해야 되지 그냥 솔직히 말할게 baby I think I'm in love 2년이 지났지 세상은 많이 바뀐 듯해 너와 인년 끝에서 내게 미련 없을 거라고 확신했었던 나지 날 사랑한다고 말했어 그때 네 말을 믿었을걸 며칠 전 그 누나 만났다면너잘 지내냐고 물어보려다 말았어 꼭 헤어지고 나면 남자들은 바뀌어 계속 연락했더니 넌 번호를 바꿨어 Good girl 난 네가 자랑스러워 네 남자친구가 난 진심으로 부러워 만나면 걔 때릴지도 몰라 내가 이런 이놈 비밀리에 사귄 거야 걔가 널 울렸으면 좋겠어 나보다 백배 아니 천배 더 못돼서 근데 그건 불가능해 그건 악마지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지 나 연기 실력 늘어서 속으로 놀고 있어 이 노래는 떠야 돼 널 위해 듣고 있어 그리워해 네이 노래 듣고 있다면 고민 안 있어 넌 어때 그때 그 사람 계속 만나 헤어졌고 난 미안 괜한 얘기 꺼내 어쨌든 반가워 시간 진짜 빠르다 벌써 yo 여기까지 왔네 우리도 근데 어쩜 넌 하나 변함없이 여전히 예쁘네 던진 농담 반진 단반 왜말 돌리는데 쓸 때문인 건지 아니면 부끄러운 건지 빨개지는 볼너 생각나로 피어나는 추억의 화원 색색아련한 이야기꽃 웃음꽃 I want to tell you something 예전에 나너 좋아했던 거 알아? And you said I know 나 좀 취했나봐 헛소리 신경 쓰지 말고 cheers 건배 오늘처럼 무더운 밤 하루를 보내 너에게 빠진 것 같아 위험해 Oh yeah 숙시가 날아가는 기분 어떻게 하면서 잠들어서 실은 뜬티지도 기억 안 나는 포트와인 덕에 널 좋아하는 것 같다고 말했지 기억에 아쉬운 건지 다행인지 열심히 셧다운 너도 나와 같은 느낌이었던가 I don't know 나도 잘 모르겠지만 <laughs> 분명히 기억나니 얼굴에 붉은 꽃이 활짝 피었던 걸 조명 때문에 한 혼자만의 착각은 아니라고 믿어 Good morning 이렇게 문자를 보내 좋은 아침이야 너에게 빠진 것 같아 위험해 I'm in danger now, come on 답장은 안 해도 좋아 You 지금 이 느낌을 느끼 전에 꼭 전화고파 you ever. 줄 정말 몰랐어 그녀 얼굴 이 있는 가나 미안해 그날 밤 그댄 그렇게 서럽게 울었는데 네 옆에 난, 네 옆에 난 주머니가 텅빈난 아무 말도 못했어 oh, 어, oh, 어. oh, 그대 걱정이 돼서 안 그래도 안 먹던 밥은 잘 챙겨 먹는지 되지 않을 거야 꼭 아니어야 해 너는 천사다 나눠줘 어둠을 관이 밝힐 수 있게 몸과 몸까지 포근해지게 너와 나의 마음을 곱게 담은 예쁜 캔들을 피워놔줘 사실 요즘 날씨가 조금 쌀쌀해졌어 아무리 겹쳐 입어도 따뜻해지지가 않아 나의 손잡아준 누군가 대체 그 사람이 누굴까 자꾸 찾아다녔는데 이게 웬일인지 바로 옆에 있었네 우와 지금 바로 옆에 있었는데 몰랐네 멀리서 찾던 행복 이제 말만 해다 오케이 너란 존재 내 존재 이유 내가 뭐든 돌려줄게 오직 너를 위해 for you 이젠 보답해줄 때가 됐어 난 전해질지 모르는 노래에 마음을 담아 날 한번 믿어주고 stay with me 변치 않겠다는 그맘 끝까지 같이 가죠 나의 향기가 네 몸에 배게 기분 좋은 하루가 될 수 있게 꽃게 담은 예쁜 캔들을 피워놓죠 어둠을 많이 밝힐 수 있게 뭔가 마음까지 포근해지게 너와 나의 맘을 곱게 담은 예쁜 캔들을 피워놔줘 내가 아는 사람 얘기해줄게 며칠 전 사랑하는 그녀와 헤어진 주위 그냥 아는 사람 힘들고 많이 슬퍼하던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내 얘기는 절대 아니야 그냥 그냥 아는 사람 얘기 그는 그녀를 너무 사랑했대 1년을 넘게 만났어도 반하겠대 여자들 앞에서 싱글이라 하던 그가 친구들에게 도 자랑했대 이뻐 보였나봐 그의 엄마가 어릴 적 날마다 해준 말 맞다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넌 버릴 구석이 없다고 그 정도로 좋았었나봐 매일 밤 택시 타고 그녀 데려다 주고 그는 막차 타고 집에 돌아와 쓰고스럽지만 1분 더 있고 싶어서 손잡고 있음 걱정 녹아내려서 그렇게 둘은 행복했대 여기까지 소리 좋잖아 행복 빼빼 그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고? 어, 그냥 아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 얘기해줄게 며칠 전 사랑하는 그녀와 헤어진 주위 그냥 아는 사람 힘들고 많이 슬퍼하던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아내 얘기는 절대 아니야 그냥 그냥 아는 사람 얘기 i 갖고 놀래 가까이 와 널. 또 가늘래 마침 다 분위기 좋아 두 눈은 가늘래 사실은 나 숨기려 해도 두근거리면 감출 수 없어 숨이 딱 멎을 것 같아 숨 쉴 수가 없어 우리 단둘이 이 길을 걷고 있으면 더 바라는 건 없지 네 손을 잡고 있으면 시간이 멈출 것만 같아 난 꿈을 꾸는 것만 같아 How do I say goodbye 오늘 함께 있고 싶은 얼음 위스키 음악 슬로우 잼 게임은 시작됐어 눈가 술래 자정 넘어 언어로 하는 테니스 밀당하면서 서로의 맘을 훔쳐보네 짓궂은 말장난이 술잔에 섞이면 넌 불빛을 좀 낮추길 원하지 용기를 내서 내가 다음 단계를 밟으면 넌 음악의 볼륨을 조금 높이길 원하지 도 숨이 딱 멎을 것 같아 숨 쉴 수가 없어 내리켜 섹시한 걸 과시하지 않아 네가 진짜 여자야 넌 뒤져 있는 girl oh, 어, 어, 어. 있는 girl 항상 바쁜 몸 그래도 나를 볼 시간은 많아 진짜 여자야 넌 뒤져 있는 girl 뒤져 있는 girl A real lady, come on 검은 뭐 머리 high h e e s 몸이 섹시하지만 어. 그걸 또 알아도 너무 짧지 않은 치마 내 어. 입는 그대 청바지 같아 어울리는 좌우로 부드럽게 스윙하는 엉덩이와 한 손에 잡힌 듯한 발목 아리 살짝 있는 팔도 수영장에 가면 여자들이 도망가죠 화장은 안한 듯해 키스는 폭탄 같아 yeah 어떻게 like bang 남자들을 알아서 처리해 진짜 최고 화장실 갔다 온 사이 카피 값을 내는 센스쟁이 속으론 좋지만 왜 내서 괜히 쿨하게 후치 팬이 하나 달라 할때 가끔 어머니께 문자를 보내는 가끔은 친구들과 술을 먹게 해주는 멋을 내줄 알면서도 속이 있는 baby yeah Now that's a real lady 곁도 섹시한 걸 과시하지 않아 네가 진짜 여자야 넌 뒤져 있는 걸 뒤져 있는 걸 항상 바쁜 몸 그래도 나를 무시하는 말아 진짜 여자야 넌 뒤져 있는 걸 뒤져 있는 걸 위험해 모든 남자들이 널 원하고 있어 yeah. 꺼져 bye guy 내 부박은 위험하단 거야 내 말에 속든 내 눈에만 이쁜 거라던 네 말은 어떻든 아무 일이 생기지 않아도 넌 위험해 네 옆에 가족 이외는 me and nothing yellow hair Yeah I like it 검은 머리 아니어도 너라면 I like it 우리 부모님도 동의할 걸 그 거울을 봐 이불 밖에 나가지 말란 이유를 모르나 봐 Just stay with me 네 옆에만 있잖아 멀리 내가 도너 위해서란 걸 알지 역시 널 샤버린 저 남자는 정말 미쳤지 나처럼 이불 안에 숨겨둔 뒤 책임 못짐 난 다르단 걸 증명하기 위해 널 감동시킬 리벤 준비하고 있네 우리들의 미래 믿어주는 건 소수지만 넌 나만 믿고 이불 안에 있어 달란 소리야 기 가끔 위험해 오늘 하루 종일 내 옆에 있어 밖에 나가면 너 위험해 모든 남자들이 널 원하고 있어 uh-uh. Yeah. some What the fuck? Lay back 진짜 뭐라는 거야 Lay back 뒷박자 타고 들어가 박자를 함부로 막 싫으면 꿰트를 막어 oh, yeah. 랩 언제 하냐 물어봐 언제기 와이 마시느라 니 방송하느라 바빠 하라고 하면은 안 하고 싶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부담 없이 그만 내려내 그래서 정규를 만들어 5년만 합박자 내 스티 뒷박자 내려고 했더니 기가 차길래 뒷박자 바로 만들어 아빠 누구에게 봉사하듯 가사 쓰기 싫어 뒤로 미뤄 스케줄 비워 괴롭히워 l e e 어지러운 세상 탐욕 덩어리들 멜로 탑백 보듯 수식 차례서 세워 피대 그리고 내게 강요 누구를 가르친다고 내 머스탱 잘 나간다고 그 말들아 달려 달려 내 말은 커진다고 와이프라이까지 갈라고 Just relax Lay back 내 걸음걸이 느려 Lay back 불빛으로 뛰어든 작은 전자처럼 끝이라는 걸 모르는 반죽하면서 깜짝 놀랐게 이번에 그런 너에게 슬쩍 다가가봐도 넌 도망가고 난 쫓아뛰네 이건 마라톤 보다 훨씬 숨 막히고 더 오래 걸려 언제 끝날지 모르는 톰같이 애리 숨바꼭질 게임 그만하지 아, 뚱 빠져나가는 그솜씨에네 문자 신의 한수널 잡고 싶어서 더 꽉 잡아껴만 넌 모래알처럼 빠져나가 뭐가 부족한 건지 모르겠어 baby 말만 해줘 나밤다 샜어 이라가면 왜 설레는 멘트 친구야 힙을 발차기 하고 또 잠 못 들잖아 다 알고 있어 난 brand new 남자 복한 맘에 한들어 말만 해 당장 한 발짝 가면 두 발짝 뒤로 너 왜 이러는데 영원 싫고 밥도 먹었고 난뭘 원하는데 내게 말만 해 What, what, what you want baby What, what, what you want 시간이 지났어 우리 둘이 함께한 지도 언제까지 내 곁에서 나만 바라볼 줄 알았는데 요즘 들어 부쩍 이상해 나를 보는 너의 눈빛 하나하나까지 나를 멀리하는 것 같아 u 어. 너무 멀게 느껴져 너와 나의 거리 끝이 보이는 듯해 우리 둘만 남이 자신이 없 버린 거는 아냐 너 혼자 어느 순간 멀어져가 자꾸 나 쫓아 yeah. 예. 빈 껍데기인 것 같아 이미 변해버 원이란건 없어 변해가 변해가 습관처럼 떠오르던 눈에 아른거리던 네 모습이 더는 그려지지 않아 아니었던 너의 말과 너도 모르는 너의 모습들을 더늘원지 않아 변함없는 맑은 하늘의 아침인데요. 오늘 같은 날은 야외로 기분 좋은 외출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침 공기 꽉진 내두손 헤드폰 고개 끄덕이며 나서는 길 위로 번진 미소 자 오늘이 good morning 요새 나 괴롭게 한 몇 가지의 고민 다 사라졌어 지나가는 차들의 소음이 음악이 되고 어디가 좀 다른 이 공기 뭐가 그리 좋은지 Yeah I'm feeling nice yeah I'm feeling good 매일 가는 길이지만 어쩐지 길의 끝 저는 다른 뭔가를 기다릴 것만 같아 잠깐 눈을 감아 Cause right now it's Good morning 밝은 날 yeah, yeah. Yeah. Girl, it's been so long 우리 처음 만나 이렇게 우리 하나 된 날까지 음. So what I've got to give It's my precious Then you'll ever see yeah. 절대 흔들리지 않는 음, 12대 주 걱정하지 마 God knows I love you 혼자 나 곁에 있을게 나의 모습인 거야 나 좀 바라봐 내 가슴 무너지겠어 아니 내 맘도 뚫어지겠어 거의 멀어지는 너를 보면 이상한 맘이 드는 건 남자로서 당연한 거 맞지 그리고 남자로서 오늘 밤은 같이 있고 싶어 그게 무례하고 서부른가 아직 너는 아니라고 대라 그 말을 아까챘나 넌 아무것도 모른 채 미소로 또 대라 이 밤이 유난히 잡힐 것 같아 한 가지 바램 있다면 너도 그러길 바래 오랜만이네 아 5년 만인 것 같아 나는 그럭저럭 짜지네 어떻게 지냈어 달라 보인다 시간은 잔인해 연락 자주 못했어 미안해 원래 내가 이래 원래 내가 이래 yeah. 우리는 내, 내 가슴 쪽으로 등대건 누워 금세 뜨거워지나 봐 꼭한병 뭐 더요 괜찮아 이뻐 렌즈 빼고 안경 써요 잔이 좀 더 컸으면 좋겠다는 너 혼자만 깔깔대야 물었지 않은 척야 욕하고 울어도 돼 너한테 누가 뭘 하잖아 내가 때려줄게 You don't care 다 괜찮을 거야 외로움과 너의 기싸움까지 꺼 삼키지 뭐 흑기사 남들은 모르는 일 많지 가족과 친구 직장 아닌 나이까지 또 너도 힘든데 또 다그쳐만대 안온했던 히어로가 됐어 가면서야 돼 벗어줘 내 옆에 접어놓게 그래 말 안 해도 돼이 침묵도 오케이 오늘도 고생했어 그 하이힐 벗고 내 무릎에 올려 바람 탔지 가슴 쪽으로 둔대고 누워 금세 뜨거워지나 봐 가슴 소리를 느끼며 쉴래 너 때문에 이 밤이 은근해 oh. oh, oh. 넌 해도 돼 내가 달이 되지 뭐넌 해도 돼 달콤한 일지 뭐넌 해도 돼 살짝 이마 짚어 열어 서로 짚어 고개 짚고 싶어 넌 해도 돼 내가 달이 되지 뭐넌 해도 돼 뭐 달콤한 일지 뭐넌 해도 돼 살짝 이마 짚어 열어 서로 짚어 누워도 돼누워 Let me tell you a story about this one woman 처음 본 순간부터 여태껏만 number one And when I kissed her 난 제가 가르 차렸지 앞으로 다른 입술 맞닿을 필요 없던 girl She was famous and I was nameless 신뢰물 흡수고 excuse me miss 내 몸 안 모든 뼈 한마디마디가 너가 좋아 그렇게 고백해 내 my attitude like so what Me and her 주위 시선 신경 쓰기에 너무 좋은 우리 궁합 마치 공짜 그녀의 하얀 미트 위에 날 뿌려댈 때면 feeling like Jackson Pollock yeah 우리는 느낄 수 있어 알면 할수록 진해지는 에스프레소 검정색 소울 총만한 my beat for life I call her music a beautiful life beautiful life 건 오직 잊버리던가 더는 못 살겠어 다 부질없어 지난 날의 기억도 내게는 추억 아닌 큰 고통일 때가 그놈의 고통들이 남았나 행복들을 좀 먹잖아 네가 봐도 내 사랑은 좀 컸었잖아 담배도 피지 않을 때내 속이 타들어가 I'm burning down 그래 내게 와 아직 어려 우린 영의 왕 뭐가 두렵겠어 너와 나 Baby 원하다면 약속할게 영원까지 till we die 에이 one and only girl 더는 망설이지 말고 그만 내 손을 잡아 에이 너 원하는 girl 이제 더는 못 참겠어 wow. 이제 날내 곁에 계속 붙어 있어줘 아직도 너는 왜 헷갈려해 I want you so, I want you so 느끼고 있겠지만 그냥 내가 먼저 말해줄게 I'm the one cherry burgundy, that's what I mean Your eyes so deep like Atlantic 넓은 바다 위 향해듯이. And I will swim in ocean blue With a cherry on top of cocktail blue Oh, you make me fall in love 사랑이란 감정과 it's love 괜시리 얼굴이 붉어지는 걸 Just it go Oh, this love is like a baby blue You're my cherry on top, Got nothing to lose now I'ma give it a shot, whether or not just go You are my cherry 물들어간다 You're my cherry on top, you're my cherry on You're my cherry on top we on top. Te can touch the moonlight Stay here, stay here 네가 없으면 이곳은 so painful Come here, 내게 너는 멀어지지 말고 숨을 불어넣어줘 y 너의 따스한 온기에 얼어붙었넣어주는 봄이 돼 아무것 같던 하늘 위엔 춤추던 눈에 부신 꿈이 쏟아지네 달빛 위를 걸어하늘잖아 바다빛을 예전이었가 유난히 네가 예뻐 보이던 날 같은 머리 스타일 같은 화장인데 나는 사람처럼 어딘가 변한 달라진 듯한 느낌이 기억나 넌 긴급한 일이 생겼다면 주말에 밤을 나 혼자 보내게 만들었지 왼쪽 내려온다 네가 이해가 됐지만 내 맘은 다르게 반응해 불길한 예감은 got me traumatized 매번 뻑이 돼이 거리를 꺼니네 미친 사람처럼 너가 내 눈앞에 야른거리는 불씨 속에 검은 잿빛들이 나를 삼켜 환상 속에 빠져버려 먹혀 또다시 난 침체된 사랑의 죄가 되어 다른 사랑은 존재하지 않아 Fly me 어색지 오늘은 더 재롭고 싶은 밤이 음악에 몸을 던져 느끼고 봐집푸연 하늘 아래 산소 호흡기 같은 그런 정답을 만들고 봐 yeah yeah 밖에 날씨 자유롭지 못해 크게 한번 숨쉬고 파프리 답답함을 드릭 머리 빙빙 도심 속을 떠나도로 위를 따라 도망치고 다시 하러 위 길을 걸어 걸어 걸어 매일이 매일데이 매일데이 내 꿈은 해안 걸음지로 레이백 어제와 같은 내일이 살기 싫어 나는 발버둥을 치네 어서 여길 떠나 Let's get it get it 다 멈추고 walk away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하게 음악이 끊기지 않게 볼륨은 maximum level 안 좋은 기억들은 다 잊게 Break it down Where and I? Is I'm in here I wanna breathe Just save me friend Yeah, yeah. It's brand new music. You, yeah, you make me feel brand new. Oh, forgot last me with you. 세상은 정말로 외투성인 것 같아. 풀어주고 싶어 때때로 난 명식 만나. 지금의 산인 각자니 옛날로 돌아가라고 대놓고 돈 벌려는 사랑 랩 제발 말라고. I know 너가 걸었어 많은 길과 달라 뻔난 여전히 느끼는 감정 그대로 살아 묵묵히 음악하는 게 오직 답인가 봐요 Appreciate 애정 어린 비판 고마워요 Remember 완벽한 날 세 번째 마디 매일 아침 감사 기도한다던 이야기 진심이었어 난 달콤한 거짓말이 진실보다 환영받는 세상이지만 아니 너에겐 달라 Sometimes I get weak 절벽 아래로 깊이 떨어지다가 다시 위를 바라보고 위를 서는 건 네가 있기 때문에 So I find a new me New ways for new days You, yeah We rockin' all night. You love it, alright. Brand new music, oh yeah. My time is your time. We rockin' all night. You love it all day. Bring the music, okay.